감사합니다. 와. 기다봐. 기다어 우리 라도 우리가 엄마 울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얘들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거 값진 거야 진짜 값진 거야 고생했어 은찬아 고생했다 어 정말 이게 정말 놀래거나 행복하면 이게 울거나 놀라지 않거든요 네, 이렇게 저에게 고생한 멤버들에게 이렇게 1등이랑 상을 거머쥐게 해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정말 저에게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아요 저의 생일과 더불어 이렇게 1등이랑 타이틀을 거머쥐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신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안 아유 너무 잘했어 음. 최고 6월 네, 안녕하세요 빅토입니다 됐는데 다들 소감이 어떠세요? 아저 갑자기요? 네 오늘이 1099일이에요 저희에게 맞아 아, 네. 근데 이렇게 저희에게 뜻깊은 정말 상을 주셔서 맞아요. 약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저희 컴백을 해서 음방을 하고 있는데 1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해주셔가지고 뭔뜻바로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아, 저희가 음. 어떻게 이 상을 아이고 박 아이고 아 그쵸 네, 말이 어렵네 네. 저희가 그래도 되게 힘든 시간이 많았었는데 요즘에 진짜 행복한데 이렇게 한 번에 행복을 받으려고 그동안 좀 힘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음. 만큼 되게 행복한 하루하루 를 선물해 주시는 앨리스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음.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 안 믿겨요, 솔직히 진짜로. 떨떠름한데. 네. 사실 저희가 네. 이제 어, 1위 후보에 올랐을 때 1위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감사하자 1위 할 거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올라가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1위를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저희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과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앨리스 여러분께 진짜 큰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아.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오늘 상을 딱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이집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. 생각보다 무거워. 진짜 원래 엄청 가벼울 줄 알았는데 네. 진짜 이 무거운데 이 손이 점점 힘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상을 놓칠 뻔했는데 다 뭔가 고생해서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무, 느껴지지 않았나 해서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고생했다말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안 보이는 데서 항상 열심히 해주신 우리 플레이엠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앨리스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 진짜 꽃길만 쭉 걸어요 우리 네. 진짜 앨리스 그리고 이제 우리 앨리스가 만들어준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정말 1년 6개월 공백기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음. 1위 가수라는 이렇게 또 굉장히 좋은 상을 주, 줌으로써 어, 그런 모든 걱정과 그렇게 마음에 담아놨던 것들이 모두 싹 날아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어, 앨리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진짜 저희를 위해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앨리스에게 정말 이 영광을 음. 돌리면서 저희 멤버들한테 정말 고생했다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. 정말 고생 많이 한 거 저희 멤버들은 그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이 고생한 거를 저희는 보상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잘 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빅토리 될수록 아 되도록 <laughs> 노력할게요 여러분 아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그렇죠. 오늘 정말 정말 경사스러운 날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 잘 때까지 축하하면서 잡시다 아, 감사합니다 네,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, 빅톤이었습니다